어떤 식으로 널 정의하지 않을 거야 우린 규정들을 멀리하지 그래 보고 싶어 나는 너의 그대로를 너는 그런 내 마음 안에 있는데